하나야 네,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들어가 보자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짠 여기는 카페랑 상품샵 굿즈샵 이거 보자 이게 열려가지고 여기서 음료 주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 아, 가보자 아빠는 먼저 가 있었어? 여기는 메론이지 여기는 우리 친칠아지 이거는 토끼 기니피그랑 거북이네 집 여기가 저희가 따로 지낼 수 있는 방입니다. 수다의 가족들의 방을 보러 갈 거예요 와 너무 이쁘죠? 제가 3D로 봤었는데 너무 실제로 구현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자 이쪽은 절차라떼 모카 토피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고요 여기도 엄청 넓죠? 자 일단은 첫 번째 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이게 청소한다고 조금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예요 돌체라 대목간에 그 비밀의 방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계곡을 만들었고요 안쪽에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짜잔 원래 있던 비밀한 바도 훨씬 커요 모카랑 터피가 귀여운 아기 수다를 낳게 되면 은 돌보는 산실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제 밤에 자는 공간으로 이저방 엄청 크죠? 이제 모카랑 터피가 아가를 또 낳을 수가 있으니까 두 달 여러 마리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커다란 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? 굉장히 엄청 넓어요 넓고 자 이쪽 방은 기계실 아쿠아리움에 서는 LSS실이라고 하는데 수달, 수조,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여과장치가 있는 방이에요 여기도 완전 그냥 막 돌 있고 공사판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차로 이렇게 바닥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울타리도 올라가고 멋있는 운동장으로 바뀔 거예요